길을 따라 여행 떠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설화와 자연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IMC 준비해 주셨죠? 네, 설화와 자연의 길은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있습니다. 화면으로 볼게요. 신비로운 섬 제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100여 차례가 넘는 화성 활동으로 생겨난 이 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화성 지형뿐만 아니라 각종 동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 방언과 풍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의 자연 과학 분야를 동시에 달성한 지역입니다. 제주도 정말 저도 좋아하는 여행지인데요. 이 설화와 자연의 길이라고 하면 흥미로운 설화도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자연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장소들로 길이 짜여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를 먼저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제주도의 수많은 명소 중에서도 1등인 곳 바로 성산 일출봉입니다. 가보시죠. 나온 보람이 있지 않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와, 성산 일출봉 유명한 일출 명소죠. 네. 네. 이곳 일출 보신 분 있으세요? 일출, 일출. 교수님은 보셨을 것 어, 같아요. 어, 당연히 봤죠. 아, 그때 어떠셨어요? 아니, 밤새 이제 젊었을 때 이제 20대 밤새 이거 하고 아, 그때는 좀아 밤을 새실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럼요. 아, 예. 아, 네. 아, <laughs> 며칠 밤도 뭐 예. 네, 그러실 때요. 네, 그래서 이제 꼭 한번 보라고 했을 때 이제 네. 친한 친구들끼리 어... 네, 이제 밤새 재밌게 놀고 이제 딱 올라가는데 아, 기가 막혔습니다. 음. 정말 그때가 또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예, 그래서 야 이래서 사람들이 성산일출봉을 주봉하는구나 음. 예 많이 느꼈는데 음. 또 연희 씨 듣기로 네. 이번 VCR 촬영하시면서 네. 성산일출봉 완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와. 완전 good. 어떠셨어요? 어, 솔직히 올라갈 때 제가 이제 한복을 입고 막 올라가서 아. 좀 힘들기도 하고 네. 모기도 엄청 뜯기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상 올라가서 진짜 그 경치를 보고 하니까 정말 진짜 힐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와. 올라왔던 그 힘듦이 다 녹아내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곳곳에 여러 이야기들도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주원 씨 어디로 가볼까요? 네, 어,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으로 안내합니다. 바다 하늘이 우와. 넓게 펼쳐지고 있고요. 이 수천만 년 동안 암벽이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용머리 해안에 나와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인데요. 절벽이 정말 장관이지 않나요? 씨가 이렇게 또 설명해주고 계신데 직접 보시니까 아, 어떠셨어요? 예. 아 너무 좋았죠. 네. 저기 이제 바다도 있고 옆에 절벽도 있고 진짜 경치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현장에 있을 때의 표정과 지금 표정 완전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요 예, 많이 달라요. 아, <laughs> 직접 다녀오면 저런 표정이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제주에서 또 가장 오래된 화산 지형이라고 하는데 한 바퀴를 돌아보는데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체움이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온난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도 있고 희귀한 식물들도 있어서 학술적인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하네요. 저희 샤인 포에버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저곳에서 찍었습니다. 아, 진짜 실감입니까? 음. 네네, 네. 찍었습니다. 가보니까 어. 직접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아, 것 같아요 오늘의 명언 나왔습니다 아, 예. <laughs> 또 다른 촬영적 에피소드 있었나요? 어, 아무래도 굉장히 압도당하는 느낌이 굉장히 음. 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벌레 같은 걸 좀 무서워하는데 모기 예, 뭐, 그, 뭐, 그 압도당하는 그 분위기인데 그 압도당하는 분위기에서 그 벌레들이 굉장히 막 많이 오니까 더 압도당하더라고요 제가 어, 그 뭐지? 갯강공가? 네, 그거 뭐,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예. 구멍들이 이렇게 음. 꽁꽁꽁 음. 뚫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멋있는 척을 했던 <laughs> 기억이 남습니다 아, 김중화 선생님 당시 작업하실 때 기억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우머리에는 이제 그 아까 주원 씨가 말한 대로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빵 날라오는 바닷물 네. 네. 그거 작업했을 때 음. 괜찮을 거예요. 아. 그다음에 그산망사는 사실은 굉장히 우아한 곡선이에요. 너무 네. 멋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구름이 쫙 입혀지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담겨놓은 게 음.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실 것이거든 음. 삼방산은 음. 다른 이제 화산과는 달리 네. 정상에 분화구 없는 게 특징입니다. 어. 어. 예, 또 산에는 삼방굴사라는 동굴이 예, 이제 자리한 절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곳에 이제 굴 내부 청장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 삼방산의 암벽을 지키는 말 그대로 삼방덕이 흐르는 사랑의 눈물이라는 전설이 또 있습니다. 아 와. 로맨틱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제주... 담아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제주 3대 산 중 하나라고 하는데 장소마다 전해지는 설화와 전설이 여행길이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이번엔 IMC? 네, 이것도 그림처럼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쇠소각을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깊은 계곡에 물이 있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참 즐기기 참 좋은 곳이네요. 저기 진짜 예뻐요. 네. 이곳은 제주도 새석각인데요. 물 색깔이 정말 예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네요. 이게 예.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또 모양을 잘 보시면 이 쇠소가 소가 누워있는 구름의 연못을 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구불구불 이렇게 물을 이렇 타면서 연못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또 따봉 좋다고 따봉따봉 해주고 계시고 혼자 신났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산책로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검은 모래로 유명한 쇠소깍 해변에 다다릅니다. 요즘 또 hot place 사진 찍는 거 인기 많잖아요. 그런 사진 찍는 데가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물을 무서워하는데 저 배를 타도 네 그렇게 무섭지 않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쇠속가기 VCR에서 보셨듯이 머슴과 주인아 씨의 이뤄질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그래서 설마와 자연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진을 정말 오랫동안 찍으셨으니까 나름의 그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제 풍경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아, 뭐 눈으로 찍으면 되고요. 마음으로 아. 찍으면 되고요. 아. 가까이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아, 좋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결국은 이제 사진은 그 툴의 이야기 아니에요. 장비의 이야기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음. 얼마만큼 순간적으로 네. 얻어낼 수 있냐. 느 이거는 이제 준비된 자에게는 그 행운이 오는 거죠. 네. 지나가면 놓치는 거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온 사물을 대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했을 때 찾아들거든요. 음. 이게 이게 최고거든요. 네. 뭐 굳이 뭐 아, 네, 이게, 이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음. 그 툴을 거쳐서 네. 하는 거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앞으로 놓고 볼 때는 좀 진부한 거죠. 어. 네. 네. 또 몬스타 X도 우리 IM 씨, 주원 씨도 음. 여행 다니시면서 예술 감성 음.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시선을 담아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설화와 자연의 얘기 함께 보셨습니다. 주원 씨 어떠셨나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뮤직비디오도 찍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멤버들이랑 추억이 있는 음. 장소라서 음. 어, 즐겁게 봤고요. 어, 한번 여행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또 아임 씨는 어떠세요? 어,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잘 쉬어야겠다, 네. 유익하게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문화유산의 길 같이 가요!